표정 5인방에 입맛대로 골라 먹는 햄버거 베스트 5! 저희 앞에 각 브랜드별로 햄버거 인기 있는 걸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네, 보리차는 또 배부르죠? 그죠, 그죠? 아니요? 먹어야지 배부를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롯데리아의 모짜렐라 인더 버거 이렇게 있습니다.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모짜렐라서 그런지 치즈가 위에는 모짜렐라 치즈 들어있는 거고 밑에는 그 감자 있잖아요. 맞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화예요. 맞아. 이게. 음. 진짜로. 맞아요. 따따따라따 내게도 나르도 <laughs> 맥도날드 하면 또 빅맥 빼놓을 수 없죠 네. 한번 먹어볼까요? 빅맥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눌러서 아, 이렇게 눌러서 아, 들어합니다 아, 아, 진짜? 이거를 아, 이걸 모르셨습니까? 몰랐어. 아, 아니, 이거 이럴 수가. 기본이 안 돼 있고 막 햄버거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laughs> 어머나. 아, 아시네요. 아하. 아, 치즈 이거 봐, 치즈. 치즈. 좋죠. 그렇죠. 음. 아. 역시 그렇죠 아, 아 죄송스럽네 저희만 먹 음, 진짜 음. 이게 뭐죠? 와 네, 어, 이거는 네, 네. 포장부터 뭔가 굉장히 이건 뭐야? 이거 뭐? 어? 잠시만. 와 요즘 미쳤다. 제 팔, 팔뚝보다 굵어요. 보이세요? 어, 어, 진짜 진심이에요. 돼지 알콜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아, 잠 너무 커. 아, 이거. 이거. 맛있죠? 너무 커요, 이거. 아니, 아니, 빨리 먹고 싶은데 너무 멀어. 아, 그게 좀 매, 매워요. 아, 요게, 이 노란 이 소스가 살사 소스래요. 아. 그래서 맵나 봐요. 음. 근데 저도 매운 어, 네. 먹는 게괜찮은데 네, 아이스크림 아! 내 거? 살사 소스가 그게 아니라 반대쪽을 해보는 여기 핫소스가 있었네요. 아그 네. 근데 막 엄청 맵진 않은데맛있는데 응. 와퍼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 베킹에 꽈트로 치즈 와퍼? 네, 대박. 카트로라는 말이 네, 네 가지라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네, 네 가지의 치즈가 아. 들어있다는 네 종류의 치즈 한번 먹어봅시다. 네. 예! 아, 언니가 좋아하겠다. 진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치즈 진짜 이거 얼굴 와, 와. 가릴 수 있나? 치즈 가막 많이 커요 치즈가 어.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오이시! 이 치즈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 치즈 맛이 강하네. 네. 네. 네. 아주. 아, 진짜 맛있다. 음. 네, 어. 친구들 모르죠. 이 네. 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지금 어, 처음 봤어요. 이 햄버거의 특징이 닭고기가 아주 완전 음, 네. 먹읍시다. 와 치킨이 진짜 고마워. 이게 이게 난리가 납니다, 진짜. 치킨이 맛있어요? 와. 내가 좋아하는 마요네즈가 진짜 많이 들어. 오늘 입, 오늘 입 찢어질 것 같아. 단지 뭔가 맛있어 다 먹어도 돼요? 어우 미쳤다 어우 미쳤다 어우 미쳤다 아 살펴는 거야? 음안 되겠다 갑시다 아, 스쿼트를 하겠습니다 다운 맥스입니다. 사실 맛있었는데 굉장히 커,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리고 이게 너무 네. 치킨이었어요. 네, 바로 4위 갈게요. 네. 4위는 여기 빅맥나 아, 많이네 빅맥. 빅맥은 너무 많이 먹어봐서 어, 하긴 맞아 좀 익숙한 익숙한 맛이었죠. 네. 맛있는데 맞아요. 네. 대망의 3위. 3위는 여기. 사이버거입니다. 아, 아. 닭고기가 어, 완전 난리가 납니다 진짜 그럼 네. 이제 두 제품이 남았네요 누가 1위일까? 이게 진짜 대박 진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치즈 막 아니 커요 치즈가 자 1위는 그게 밑에 있고 이제 고기 위에 있고 그다음 모짜렐라 치즈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아, 진짜 맛있었어.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감동받는 그런 게. <laughs> 스마이스 멤버들이 판매하는 나연의 립스틱 베스트 5!